자 음 나쁘지 않은데? <laughs> 入れてみる絶対飛行機だったらこう見れるやろ 정말 그래 여러분 갑자기 오사카에 큰일이 나서 급하게 일정이 잡혀가지고 <laughs> 비록 어제 루한이와 좀 많이 싸우긴 했지만 일단 루한이한테 사과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응 진짜 길이라는 줄 알았어 그래 <laughs> 오늘부터 제가 4박이라는 어마어마한 긴 시간을 음. 유에게 받았지만 음. 정신 차리면 여기 있겠죠 이제 또 자, 제가 가는 동안 유카와 루안이가 무사히 잘 지내길 바라며 또 아파서 바로 오는 날이 없길 바라며 <laughs> 자 일단 루안이 한 번 가볼까 한번? 응. 음. 음. 음. 어? <laughs> 어, 이거 쓰 어? 저기 저거 연하잖아요 아니 아빠 오仕事 갔다 올게 아빠 오仕事 갔다 올게 아빠 없으면 로한이가 엄마 지켜야 되는 거 알지? でもパパ4日間ぐらいいないからね4日間だけ理由を説明しなさい遊びに行ってくるよ大阪で遊んでくるね 아빠 미안해. 마마 또 이슈니요, 네? 네? 응. 아빠 이때라셔. 아빠 오시고도 하는 거야. 아빠 금방 갔다 올게 일 추파적이 아니야. 추파적. 음. 따라와. 따라와 같이 가자. <laughs> 자, 다녀오겠습니다. 빨리 가야지. <laughs> 괜찮아. 아빠 금방 와. 어, 은근히 응. 가까이 있어. 어, 가까이 있어. 응. 와, 아빠가 왜 가냐면 우. 어? <laughs> 자 그러면 비행기 또 뭐였지? 어, 사진도 예. 사진 아 사진 맞아 사진 그다음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래 너무 많은 거 되지 자 갔다 올게 음... 갔다 올게 4박 5일 이때끼만 음. <laughs> 진짜 가자 진짜 가자 응. 음. 응. 사랑해 로안 よかったねパパ自転車とピアノえー、さっき3個って言ってたじゃん 내라 하나 어때? 좋아? 진짜 오늘 최고로 행복해 보였어 로하가 <laughs> 살려주세요 자, 일로 와봐.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자. 자, 하나, 둘, 셋. 아리가또, 민나. 스키야데. 스키야네. 자, 皆さんこうやって私の4泊旅は終わりました、まあ、ロハンのためでユカのためでこうやってやってきてみましたまあ楽しんでですねユカがロハンとね 그거 정지당해요. <laughs> 아니야 이거 핫도그야 왜 그래 다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얼마면서 네, 어땠나요 그 동안? 어, 저, 어, 그동안은 힘들었는데 어, 많이 힘들었지? 아빠 어, 자, 그럼 밑에 스키하네 이러한이 엄마랑 잘 있었어? 왜 깜짝 놀랐어? 아, 빠 엄청 더 다음에는 좀 딴 거 해야 될 것 같아 좀 시원한 걸로 그 근데 오빠 사우나 좋아하잖아 아니 요요이 아니야 되겠는데? 자 로한이랑 유카가 이렇게 도와준 덕분에 무사히 일본 여행 갔다 왔습니다 자 우리 오늘 촬영을 도와주신 우리 모아오 사장님 아드님 하재형 군과 하재형 군의 여자친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한국에 왔으니 본업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거 볼 수 있기 때문에 <laughs> 우리 어머니와 왜냐면 승장이 일하러 간다고 했거든 일하고 왔어.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나 일하고 온 거야 이러고. 난 건강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보. 아유 아유 핫도그 핫도그. 너무 땀이야 またユカチャンネルこれからも頑張ります。はい。これが伝統になるかもわかんないんですけどね。じゃ 그리고 얼마 전에 30만 찍었더라고요 あ 30만. 영상 감사합니다 네, 점점 사람이 많아지는 관계로. 네, 또 はい今日も最後まで見てみ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次の動画で会いましょう。じゃあロアニアンニョン。ロアニアンニョンロアニアンニョン。 어떻게 살아요? お疲れ様です 그거 밥 먹으면 줄게. 그럼 간다. 아빠 간다. 또 간다. 또 이거 핫도그 간다. 어? ましたよいごちそうさまでしたプール好きなのよ子供たちだからでも俺はなのおかしいねあれどう